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비유입니다 자 오늘 4월 25일 신규 캐릭터인 이제 테일러와 아얀 그들의 조력자 이제 바네사 데이비슨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짜잔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어, 이번에는 이렇게 4명 업데이트 되니까 따로 이름도 없이 그냥 신규 용병 and 조력자 <laughs> 이렇게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그 방송 출시부터 무덤까지 하기 전에 간단하게 두 용병에 대한 소개를 준비했고 테일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출시부터 무덤까지 테일러 편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아, 먼저 사성 용병인 아얀부터 한번 볼게요. 아얀은 정리를 했는데 사성 방어 용병으로 처음 스토리부터 예거 대원이라는 좀 설정 하고 이제 소개 영상에서 테리온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걸 보여주면서 좀 월보 적합 용병이 아닌가 하는 좀 추측을 하게 해줬습니다. 스킬을 간단히 볼 거고요. 구간 기준으로 이거는 좀 살펴봤습니다. 음. 네, 첫 번째는 두나 표식이라고 해서 기존에 없었던 스킬인데 적에게 표식을 새겨서 민첩성을 감소시키고 이 표식이 제거 및 종료되면 적에게 추가 피해를 입히고 이 네, 그리고 이제 표식이 있는 대상이 사망하면 이제 어, 방어력이 증가되고 생명력이 회복이 됩니다. 음. 좀 세일이랑 살짝 비슷한데 그 능력은 다른데 좀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살짝 비슷하게 표식 그 세기는 방어형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리고 기절 스킬 여기에 받피증이 20%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킬은 상급 화상 스킬 화상 피해를 매턴 입히고 이제 기존 예거 대원들처럼 그리고 받는 피해량도 여기고 깨알같이 10%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성 스킬은 강화 재적용 연구 지속이라고 해서요. 이제 적에게 공격을 받을 시마다 적용되어 있는 이로운 효과를 스킬이 이제 유지 시간이 재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용병 이제 나이어스의 각성 스킬하고 동일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제 화요일 영상을 좀 보고 추측을 했던 아이고 왜 넘어가 버리냐? 이제 오 월드버스의 활용 가능성이 제일 많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거 대원으로 기존 이제 켈란하고 파렐 이렇게 그래서 세트 효과도 생겼습니다. 세트 효과도 생겼고 그래서 3명 출전 시에는 이제 공격력이 25%나 증가되죠. 그래서 영상에 나온 테리오 운만 맞춰 테리온이 아니고 <laughs> 이제 파레라고 기존 썼던 오그도아도에서 좀 괜찮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킬 보셨듯이 민첩성도 깎고 바피증도 주고 이제 화상 피해도 입힐 수 있죠. 그오후에다 필요한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단점으로는 방어력을 좀 못 깎는다는 단점이 있죠. 네, 그래도 이제 민첩을 75%나 깎아주기 때문에 민첩이 0으로 가서 안정적으로 이제 요조프나 쿠르의 초기화로 스침에 대한 변수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민첩성을 최대가 되는 이제 마이너스 75%가 이제 5강이면 다 수치가 다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구 스킬 강화도 적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구용으로 쓰일 것 같은데 어, 물론 이제 지금 우성 용병들 말고 좀 사성 용병으로 좀 더 이제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부분이 좋을 수 있는데 그거와 달리 아예 테리온하고 지금 다른 월보가 좀 더 신경 써줘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신결에서 사용 효율이 얼마나 될지는 그 후에 좀 더 사용을 해보는 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성용병 테일러입니다. 아 테일러 나왔을 때 너무 이뻤는데 흑발에 빈결케 그 색, 색감이 뭐라고 좀 이쁜 것 같아요. 음. 자 다음은 오성 이제 테일러는 공격형 용병이고요. 테일러도 이제 스킬 강화 구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 스킬은 테일 어 뭐야 첫 번째 스킬은 테일러의 그 좀 시그니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검에도 그렇게 돼 있고 네, 빙결로 근데 특이점은 15강까지를 해도 상급 빙결이 되거나 하지 않고 그냥 턴수만 이렇게 초반에 늘어나고 끝입니다. 그냥 빙결이에요. 단순 빙결. 뭐 아무것도 달리는 게 없어.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laughs> 이게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의 하나로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킬은 극강의 일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상급 극강의 일격이 되면 회복도 같이 추가가 됩니다. 왜 이렇게 두 개씩 넘어가지? 아, 그리고 세 번째 스킬은 치명 피해 지속 증가입니다. 이제 에딘의 하위 호환 같다라는 말이 여기서도 나왔 이것 때문에도 좀 나왔는데 치명 피해 지속 증가로 이제 치명 피해하고 공격력 이제 구강 시에는 치명 피해 50 공격력 25% 증가되고 이제 한 턴당 1%씩 추가로 증가됩니다. 근데 턴수가 상당히 9강일 때 짧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늘어나면 한 15강, 13강까지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턴수가 상당히 좀 짧은 것도 그렇고요. 그 대신 이제 능력치 약하 연구 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능약면좀 안 발라주면 힘든데 그것 때문에 세레스가 아직도 쓰이는 이유고 그의 이제 세 S 말고 5성의 능양면 시험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요즘 딜러들은 다 능양면을 좀 하나씩 <laughs> 갖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노약치 약화 연구 면역이고요. 자, 한번 그냥 영상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 테일러 어, 하고 하나 더 있는데 음, 일단은 자세한 능력치랑 사용은 일단 다음 코너에서 어차피 볼 거니까 이 정도로만 일단 보여드리고 <laughs> 일단 이렇게 오늘 두 캐릭터가 좀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일단 음 화요일날 영상이 나왔을 때도 많은 추측이 있었고 그 추측에 뭐 많이 빗나갔 좋다라기보다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laughs> 예상이 제일 잘 맞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일 좀 음, 좋지 않은 길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많이 <laughs> 들게 한 일단 이두 가지 출시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짜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음 이 다음에 출시부터 무덤까지 테일러 편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